사람은 윤회를 거듭합니다. 물론 윤회를 하지 않는 사람도 윤회를 적게 또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서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외적인 사람을 제외하면 우리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니 전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윤회를 믿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사는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런 삶이 반복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종교를 믿어 좋은 곳으로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또는 이번 생의 잘못을 다음 생에 받을까 두려워서 등등 사람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전생을 기억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우리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만일 우리가 그 많은 전생들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라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삶을 사는 것은 힘이 듭니다. 물론 즐겁고 행복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삶을 사는 것은 그 자체가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다. 이번 한 생이 그러할 것인데 그 많은 전생의 기억까지 있다면 엄청나게 괴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책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또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전생에서의 가족 구성원과 금생의 가족 구성원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생에 딸을 낳았는데 낳고 보니 전생에 자신의 엄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로 당연히 안다면 그래서 이 딸이 딸인지 엄마인지 헷갈릴 것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구 헷갈리면서 주위 사람들의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큰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전생에는 판사였는데 그릇된 판단을 하여 잘못된 판결을 하였던 적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 그 대상을 금생에 다시 만났는데 상대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데 자신은 전생의 잘못을 알고 뉘우치면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죄책감과 후회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마 현재를 살지 못하고 전생에 묶인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생의 기억을 무의식 깊숙한 곳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전생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대략 5세 정도가 지나면 전생의 기억은 무의식 깊숙한 곳에 감추어져 기억할 수 없게 됩니다. 무의식에 숨겨져 있다는 것은 숨겨졌다는 의미이지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금생은 전생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무의식 깊숙이 저장되어 있는 전생이 금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왜 전생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이번 생은 새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기억에 빠져 금생을 사는 것이 아닌 새롭게 시작하여 전생과는 다른 방법을 통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생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관계하지 말고 이번 생에는 전생들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각자 태어나는 이유가 있고 전생보다는 금생의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어야 하고 또 다음 생에는 지금의 생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와 명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생의 결과물인 현재의 자신의 인격체입니다.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